subscribe, like, like. 뭐 틀어달라고? 나이는 마이. 혼이는? The stronger faster. 이제 불을 만들어 보자. 어허, 만들어 보자. 치약을 만들어 보자. 치약을 만들어 보자. 그래 보자. 이제 그린을 만들자. 이제 그린을 만들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슈가 타 본인은 여기는 플라델피아인데 엄마가 치즈 스테이크를 지금 사왔어. 안녕. കൊടുക്കണ്ടേ 얘들아, 서핑에 왔는데, 서핑샵에 왔는데, 나 라면 먹고 있군.